mean what you say. Oh, that you only meant well. W쿨! 이것이 퀄리티 이것이 붐아 오케이. 쉣 gotcha, bitch! 거기서 왜 나와? 찍어 찍어 찍어 그렇지 건 사실이에요 어. 안돼 안돼 안돼 뭐야 몇개야 존나 많이 깔았어 아 온다 온다 아 여기 있으면 안돼 여기 있으면 안돼 야야야야 아 미쳐봐